somebody good there, Kenny. 어떻게 예상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승식의 이 칼라프란 이, 이 의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우와 칼라프해 이 머리도 나를 기억했대 같고 아. <laughs> 머리도 나를 기억했대 같고 이 시스루도 약간 나를 기억해 생각이 나 일로와 우리 수빈, 우리 수빈이야 오늘 좋아서 오늘 오늘 제 의상은 이거 어 우리 아정이 저희 싱글즈 10월호에 함께하러 왔죠 맞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laughs> 저로 그냥 가버렸어요 구, 오, 아, 크로스 구, 오, 크로스 우리 컨셉은 뭐? 어? 우리 컨셉은 제 컨셉은 뭐? 우리 컨셉? 몽환 그냥 멋진 거 완전 멋있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구, 오! 크로스! 지금 저희 이제 막둥이들이죠 이제 한세, 세준이, 수빈이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다 보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가세요 인사 인사 인사 아이고 귀여워 여기 한 번 봐주세요 한세 한세 세준이를 봐주세요 아, 아이고 <laughs> 잘생겼네 잘생겼네 우리 아들들 얼굴 얼굴샷 아 세준씨 너무 야해요 얼마나 확대한 거예요? 네한 36배 줌으로 땡겼어요 아, 아 야, 큰일 났다 인사해줘요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다가 인사해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인사해주세요. 자, 인사, 인사. 카페 핫해 핫하게 잘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다음으로 갈까요? 저는 끝났으니까 밥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날이 춥다 여미고 다니라 아 저기 여미라고 아! 난디 난디 간수라 와, 나 쉬겠다